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 가 KFC 치킨이란 햄버거란 감자란 골라란 준비해봤습니다 아 우리 집 쪽에서 KFC가 없어가지고 1시간 길거리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비스밀라ห์마라힘 식었어요. 한 시간 걸려서 식었어요. 저는 모르겠어요 KFC보다는 그냥 한국 한국 치킨들이 너무 맛있어요 KFC가 너무 뻑뻑해요 네. 치킨이 치킨이 너무 팍팍 Bueno. Wow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저한테는 KFC보다는 한국인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네 얘는 너무 빡빡해요 네아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